ふっ 어 거기 거기 가져 옷 Thank you. 어, 옳지 나 나 나 자 저것도 가져와 페퍼 그거 갖고 와 그거 그거 어옳지 여기다 놔 이리 이리 옳지 나 가져와 가져와 여기 여기 옳지 던져 받아야 돼 던진다 저것도 저, 저것도 가져 예. 옳지 이것도 나 옳지 그것도 아니 이더 옳지 옳지 헛 헛. <laughs> 너무 잘하 예뻐 너무 잘해